다음 은 우리 여원이 네. 저 굉장한 노래를 예약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네. 네,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네, 네, 제가 오늘 점수에 좀 욕심을 냈습니다. 와! 설마! 와, 대박이다. 이걸 한다고? 어, 동생인가요? 동생인가요? Keep your head down. 유노타! <laughs> 모두 끝나버렸다 도와주세요 헤어져버렸다 난 이유조차 못듣고 주변 사람들 모두 하나같이 나보고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나는 너이 삶은 나는 기필러 나는 기필러 고 제자 100% 아, 건, 이제 이제 점수 자 이건 무조건 높지. 어. 어. 와. 신원 신원급. 어. 장구 무대 신원급. 잘한대. 어허.